녹화해볼까요 이제? 이거 이렇게 나도 두대요 연이 잘한 거야?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아빠 이거 매운 거야? 어 이거는 매운 족발 어, 이거는 안 매운 족발 자 그럼 아까 먹고 싶다고 했죠? 나 이거 아까 먹고 싶다고 응자 이거 하나랑 어, 요것도 줄게요 자 하나씩 먹어봐요 음, 맛있어 는 영훈이 한번 먹으면 반할걸? 아니 이거? 응 그것도 맛있어 에 이거만 그것도 맛있어 아니 아까 엄, 엄, 엄마가 이거 한거 줘서 다 먹었는데 아 먹어봤어 이미? 어. 자 아가들은 밥 한 숟가락 이만큼 응. 자 많이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레한테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응. 오늘은 엄마가 힘들어서 보쌈을 준비해봤어 <laughs> 오늘 엄마 쉬는 날인데? 응 음. 그치 맞아 엄마 이거 좀 버려요 안 퍼져? 자. 자. 밥 음. 맛있어? 아, 이거 한두 잔 먹을래? 뭐, 나한테 깻잎쌈. 깻잎쌈은 어때? 안 먹을래요. 깻잎쌈도 싫어? 응, 아빠 근데 이거 두 장이야. 응, 맞아. 상추랑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 엄마 건데? 어, 응? 엄마 근데 응. 여기 안에 아빠 그 라면 넣었다. 아 진짜? 라면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어. 먹어볼래? 아빠는 그렇게 아, 여운이 매워서 못 좋아해. 먹 매워. 아, 요 고기도 같이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못. 엄마 꼭찔 거다. 콕꼭 찍어줘? 잘 안 찍어져? 밥? 응, 어, 밥. 밥 찍어줘. 응. 음. 맛있어, 누나? 누나는 밥만 먹네? 는 그러게. 나 고기를 많이 먹어야 튼튼해져. 나물반도 싫어해. 아물반찬 싫어? 영원이는 싹러싸 먹어, 깻잎쌈. 영원이 깻잎쌈 좋아하잖아. 나 그냥 나물 반찬 조금 먹을래 미션. 음, 나요 나요. 그래. 음. 음 이건 찍고 음, 나물. 이거 뭐였지 깻잎이었나? 응. 깻잎. 어. 그좀 짜라줘 잘라줘?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나는 이거 음 여원이 게더 맛있어? 음. 나는 이거 여원이거 진짜 입맛이 이렇게 달라요 그죠? 아 맞다 이거 리뷰 조건으로 다 되는데? 올려줘? 먹을래? 이거는 엄마 밥만 좋아해 그니까 그거 내가 먹고 싶다. 자기 들려고 싸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그래 나 김치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역시. 음. 아니 왠지 무 말랭이가 먹고 싶더라고. 면 조금이랑 네. 무족발 하나 먹어보자. 가끔 족발집 보면은 음 맛있다. 아, 연이 뭐 줄까요? 하나씩 더 줄게. 아, 그, 그. 응. 어 아빠 손 아빠 옷에 지지 묻어요 지지. 아 지지 지지 내 아빠 꺼 내가 아빠꺼아 아빠 거야 내가 아빠 거 응. 아빠 숟가락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잘 먹네 자기 아이고 잘 먹네 엄마 여기 새우 한 마리 넣어줄게 아 싫어 싫어 여나 이거는 엄청 맛있어 아 싫은데 짜란이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오늘의 미션 엄마가 만든 쌈 음, 먹어보고 괜찮으면 새우 한 마리씩 넣어서 먹어 나 알아? 아기 새우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간이 살짝 통째로 아, 먹어봐 아우 아우 엄청 음, 음, 먹어봐 어때요? 제가 사우가 너무 쬐끄면서 맛이 안 나는데 더 씹어봐 따다 따다 응, 너이7살 됐으니까 이제 3 개야. 엄마 맛 이거 넣어요, 이거요. 아, 나 이거는 진짜 매워. 진짜 매워? 응. 아. 어, 먹는다고? 아, 아, 진짜? 이렇게 혓바닥만 내밀어봐. 먹어봐. 맵지? 음. 그냥 통째로 먹었으면 매워서 울어버렸다. 응, 맞아. 근데 루나는 끝까지 달라고 하잖아. 나도 물, 나도 물, 나도. 너한테 물 줘요? 영언이도 응. 어, 아빠, 아빠 숟가락으로 또 한 입 먹자. 암냠냠 냠. 고기도 숟가락으로 먹게 하고 있어. 아이고 잘 먹네. 엄마 나 이렇게 먹으려 오, 한번 접어봤어? 어이구. 이거 이거야. 아빠야. 다 닦았어요. 아빠야. 응? 야, 안 익어. 뭐? 네, 뭐? 다 먹었어? 뭐?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닦았어 여기 진짜? 기다리에요 나 네, 닦았다 다 닦았어? 나 먹었어 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먹었습니다 음. 재준아 마지막 정말 나 언니 숙제하고 이러는 거야 엄마 무서워 무서워 어디가 나 언니 누나 신발 신어 이게 총이 무서운가 봐 누나. 음. 배, 배고파? 일로 와봐. 누나야 여기 있다 밥. 이런 비빔밥 아 바이러스 이비빔을 너희들 엉덩이 착 붙이고 앉아. 자 앉. 기 제자리에 앉으세요. 기다려. 엉덩이 풀 발라주세요. 엉덩이 풀, 풀 발라. 자 일어나자. 됐어요. 앉아. 자 엄마가 노마 주신대 노마 네. 기다리자 뭐가 먹고 싶은 사람? 나나 네. 나도 네. 멜론 나 이거 깔 수 있나? 음. 아빠 까줄 아, 요즘 누나가 내, 어. 내가 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기야? 내가 응. 어. 할 거야 누나 이거 뭔데? 응. 소세지 소세지 쓰레기 쓰레기 <laughs> 아 이거 쓰레기 어, 이거는 뭔데? 로마로마넌 음. 이름이 뭐야? 김나온. 너는 김민아지. 너 이름이 뭐야? 김나온 아니고 김나온. 김나온. 김나온. 너, 너 이름 뭐야? 아빠. 응, 음, 아빠. 너 이름 뭐야? 너는 이름 뭐야? 김유. 김유나. 너 이름이 뭐야? 너 뭐야? 아빠 너마 <laughs> 응 너마 딸 이름이 뭐야? 김영훈 <laughs>